새 신곡입니다. 오늘 먹을 메뉴는 중국 당면, 로제 파스타와 다음에 치킨 한 마리,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만든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거나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들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